if I want going to Korean, Yeah. can I call you? Why not? Always you can call me. 언제든지 하세요. Okay, okay. If you uh, want to uh, come to Korea, DM to me, then I can Okay, do okay, something uh, for you. uh, Okay. If if I have much money, maybe uh 500만 원. 500만 원? uh, I can going to Korea. Okay, I got it. Okay.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 can I 잘 사요. post on my YouTube later?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잘 사요. <laughs> 예. 아, 뭐 해요 지금? 그냥 한국에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어디서 와서? Are you from? From Myanmar. Ah, why your connection from Korea? Living in Korea. Ah, 아, live in Korea. Uh, you can speak Korean? Yeah. Wow, oh, nic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 해요 지금? 지금요? 그냥 <laughs> 그냥 어 언제 한국 왔어? 언제 벌써 3주 됐어요 3주 3주? 네 얼마 안 됐어요 와 한국말 잘하시네 어떻게 한국말을 배웠어요? 미얀마에서 배웠죠. 글로벌 아주대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와 진짜 잘해. 감사합니다. 음. 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아, 네 한국에 살아요? 아닌데요. 아 인도네시아 살아요. 왜 아, 한국말 네. 잘해요? 아 한국말 공부했어요. 이렇게. 아. 그냥 뒤에 그 빨이 왜 한국 태국이? 애국이? 태국이?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그 빨이. 코리안 플래그? 네. 네. 아, 유튜버 때문에. 아, 아, I have YouTube channel. Can you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야. 야, My YouTube channel about Korean language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한국이요? 네. 와, 어디서 어, 어디서요 지금? 근데 지금 독일에 있어요. 아, 와우, 나이스. Can do that expression? 응? Can do that expression? 응. 와. Ich kann Deutsch sprechen. 어떻게? 한국말 얘기해 괜찮아. Genius. I can speak Korean. 아, 언제 어 젤머니 와서? 네? 어제 제르만에 왔어? 아니 나 여기 에, 독일에 살아요 아 독일 살아요? 네 언제부터? 음 태어났을 때부터 뭐. Born, born in 독일? 와우 나이스 집에 안 갔어? 한국에서? 네. 한국 안 갔어? 어, 어 한국 갔다 왔어요 아 1년 갔다 왔어? 네, 그거는 가족이랑 여름에 갔다 왔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음, 15살이에요. 15살? 어, 고등학생? 오, 나이스. 어, 음, 한국 가봤어? 네. 응. 음. 나, 아, 여, 왜 한국말 알아요? 아, 옛날에 한국 가봤어. 음. 아. 하... 노코 k o h a uh, Nokohan, n uh, uh, 있어요? 가족? 음, 가족이랑 여기 살아요. 아, 아버지, 어머니? 음, 아, 오빠. 아, 네 명? 음. 한국 사람? 네, 다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와우, 진짜 많이 이쁜데. 이름이 뭐예요? 음, 유나, 유나예요. 아, 김유나? 응. 오, 어, nice, 어, 응, 응, 나이스. 나또 어때? 네. 왜 잠시만요. 잠시만. 그래서 김유나. 저 한국말 배우고 싶어. 응. 오 마이 갓. <laughs> 무궁화 Keep going. 응. 어, 네. 한국보다 What, what, what do you speak 잘해요. uh, in Germany? 음, English? 그것도 uh, we speak German, so like German, English? Uh, no no no, we don't speak Greece, just German, oh, German. like the native language. 음, but uh, your English uh, 잘해. Germany 음, 잘해. <laughs> 학교에 코리안도 학교- 잘해. 한국어 잘해. 셀, 어, 어, hast du einen Mann? Yeah, I have a boyfriend. Ah! uh, good Nacht. Wait, wait, I'll show you. Take my top off. Wait, wait, wait. I I told you, my brother and my boyfriend. Your brother? boyfriend. My boyfriend. Y'all already know who I am. 나 생각해, 나 생각해. 한국말 조금만 알아요. 어, 나 기억해. 음, 사실 난 언어를 어, 정말 좋아해. 무슨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아, Can you speak other languages too? no, uh, just 한국말 and 영어. Uh, uh, my Korean language is better than my English. My English very bad. uh, <laughs> uh, 옛날에 한국 But where are you 가봤어. actually from? I'm from Indonesia. You know Indonesia? Indonesia Kawaso? Uh, mm -mm. Maybe you wanna going to Indonesia? 이거 어, 다이소 샀어요. 음. You know 다이소? 다이소 한국 아, 한국 가게. 어. 아소 네네네 다이소 알아. 다이소 다이소. 음. 어, 어 한, 한국말 어디 배웠어요? 어, 아, 독일? 어, 엄마 아빠가 한국 한 한글 학교 다녀요. 음. 옛날에 아, 어, 무슨 무슨 얘기해? 아, 나 생각해. 아, born in Korea 음. and then going to Germany. 아. 是吧 Wow, nice. You can speak uh, three languages. wait, wait. 잠시만요. o g e t h s a cringe. 누구세요? 네. 옆에는 네. 누구세요? 음, 친구예요. 아, 친구? 한국 사람? 음, 아니에요. Uh, Albania. Albania? Can speak <laughs> Korean? 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 거그 보여주고 싫대. 조금만. 조금만. 안녕하세요. <laughs> 왜 부끄러워? <laughs> 네 부끄러워. 그 좀. 어. 아 아버지는 어 부모님 어뭐 했어? 아, 직업이 뭐예요? 아, 아, 어, 어, 어 독일? 그 엄마는 한, 에, 그 학교 선생님이랑 그 아빠는 그, 어, 마라, a l k ü n s t l 선생님? 아, 엄마 선생님? And 음. 아빠. 아빠는, 어, 그, 영어, 영어, 영어. 어, I don't know where he's like In working, but like in school? Same? no, no, no. Like sometimes on school, but not always. 음, 아 무슨 선생님? 아 한국어? 한국어 선생님? 음, English? Other languages? 음. 선생님은 아닌데 그냥 그 Schulbegleiter, like Translator? helping, 아, yeah, like helping the people 어, to go to school. 한국 번역가? 음, 나도 어, 지난달에 어, in my city? 아 한국말 왜요? My uh, in my city? 네. Ist gut. Hm? Nee, 어, 어, <laughs> 한국 한국 사람 있어요. 어, 아, 어, 일자리 있습니까? 어, <laughs> 일자리 있습니까? 어, 월급 얼마요? 한 달에 150만 <coughs> 원? 네? 200만 원? 한 달에? 네, 네, 엄마 아빠? No, no, no, 네, no. 어, 저, 저, 어. 어, 무슨. 하, 한국 사람 있어요. 어, 회사에, 회사에. 어, in Indonesia. 아, 음. 어, 알아요? 어, 수산? 수산? 물고기. 물고기. 아, 아, 아. Fish, fish. 음. 어, 반장님. 무슨 말이 알아요? 반장님? Mm, I don't know how to explain. Uh, but uh, you can understand. Uh, mm-hmm, mm-hmm. Wow, nice. <laughs> <laughs> uh, I bless uh, this conversation. It's very good. Um, I have to go because my dad is like. Ah, okay, okay, okay. Okay. Wait, wait. You have Instagram? Mm, no, I'm like my parents don't allow me. to like for my friend, so. Okay, okay, okay. Nice to meet you. Bye bye. Asian. Chào Bye. Oh, hi, sir. Hi. Why did you put on that flag? That's our flag. Ah, uh, because I like uh, Korean languages. Oh, really? Can you do any some words? So Ah. we always can speak English. Yeah. 음, 음. 와, 근데 한국 한국어 좀 할 수 있어요. 한국말을 조금만 알아요. then let's speak with Korean, okay? 오케이. Okay. Oh, <laughs> 음, so you 아, have to 한, 한국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살아요? 아, 네, 수, 서울에 수도, 살아요. 수도? 수도 맞아요. 아, 좋아요. 아, 네, 이름이 뭐예요? 아, 저는 잭입니다. 잭. 잭. 음. y 네, just I 아, can 아, call 몇, 몇 살, 몇 살이에요? 나는 27, 28살입니다. 28살. 아, 알았어요. 아, 28? 네, 28. What? Why did you choose the language Korean? Uh, I can speak Korean. Uh, yep. uh, talking with stranger. Talking with stranger.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음. 아 지금 is... 뭐요? 나는 유튜브도 하고요. 유튜버? 예, 유튜버 just oh, nice. just a little a you... little. Famous Yeah. YouTuber in Korea? No, not famous yet, but I'm gonna be soon. Give, give, give me your ID. I, I want to search. Uh, Okay. Okay, I got it. I, I will sub- subscribe. Okay. Thank Oh, you. nice. Just wait, You- please. You look handsome. Uh, thank you. Just wait, please. 음. 인도네시아 여자들은 와우 네. 한국 남자는 와우 사랑해 오빠 사랑해 <laughs> <laughs> Why? I don't know. I don't know the reason. 잘 잘생겼어. Mm. Uh, <laughs> 아니에요. 아 얼굴이 똑같아 미국 사람. 아 그래요? 음. Are you <laughs> mixed? Are you mixed? Not exactly mixed, but my yeah, I'm not mixed. I'm traditional Korean. Me too. I have YouTube channel. I 아, YouTuber. 있어요? 아, my YouTube. 알려... About Korean languages. Oh, really? Yeah. Then give me that. I'm gonna subscribe for oh, you. Nice.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름이 네, 만나... 무엇입니까? 이름이 김대환입니다. 김? 대 대환. 대환. 대환. Yeah, right. oh. This one. Ilhe, Mohsen Ilhe, uh, YouTuber and other uh, work? Just work in company, just normal work. Yeah, I'm company? not. Uh, Mohsen 회사에. 어 반도체 semiconductor, you know, Samsung 아, smartphone. Samsung, oh, okay. Smartphone like yeah. 어딘데 어, 어디세요? 아, I don't. I, I mean, not. I'm not. It's Samsung company. 응. 아 하지만 그 삼성. 삼 삼억 파트. 예, 파 a r 브 o 삼성. s 어, 네. 어디 있어요? 회사에? 서울에? 서울 강남구 있어요. 강남? 강, do you know? I, I can speak like this. 예, 강남... 알아요, 알아요. 어. 네, 네, 맞아요. 음, 나 생각해 어, 어 서울에 공장 있어요? 공장 있어요? 음, 아나 생각해. 아, like. Uh, Are you asking me? 아, 안산, 안산, 안산. 어, 세화공단, 네, 천남동공단, 어, 오, 많아요. How did you know that? 어떻게 알았어? 어, 정말 어. 정말 잘 알아요. 어, in you know well. 인천, 서울, 어, 롯데월드. 아, 롯데월드, 예. 아, 에플랜드, 구미, 어, 대구, 부산, 마산, 인천, Mhm. 어, 용인, 어, Mhm. 대산 디지털 컴플렉스, 부천, Wow, 부천. you know, you know really many places in Korea. Yeah, of 감- course. 감사합니다. 네, So, are, what about you? 어, Where are you 어, working for? Maybe, maybe you wanna going to Indonesia someday, uh, like Yes. uh, summer vacation. Yeah, summer this year. Uh, Paliwa. I will be tourist guide for you. Really? You'll be my tourist? 아 결혼했어? 아니요 안 했어요. 어 아연 아 아연 아연 아연 있어? 애인 없어요. 잠깐 잠깐만요. 음. 네 뭐라 그랬어요? 아 여친 있어요? 여친 아 girlfriend? 아 girlfriend. 걸프렌드 없어요. 왜 없어요? 당신 어 환성 어. 아, 여자는 와 사랑하고 싶어 오빠. 아, 하지만 여자는 결혼하고 싶어. 응. I want to. She wanted to u want m a r r i a r i g e u with me, but yeah, I need a time more. So. o need time more. Yeah, I had to choose. u but uh, you uh. have work is very good. Samsung 회사에 네. 월급 많아요. 어, 한 달에 500만 원 나와? 네. 500만 원 받아? 네, 500, 500만 아니요. I, I mean not exactly in Samsung, but yeah, part of Samsung. So, 아. I mean, 나는 500만 원 못 받아요. 어, 400만 원 받아. 나도 몰라. 비밀이에요. 어,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요. 어, Oh, really? So that's why you know about really many places. Yeah. 아, 어허. 한, 한국 한국 가왔어요. 한국 와봤어요? 아, 7년 동안 한국에 일했어요. 근데 why, why did you come back to your country? 아, because 아, 불법 사람 아, 경찰 음흠. 잡아서 경찰 잡아. <laughs> 아이고. If you if you want to come to Korea, then yeah, maybe if you want, then I can help you. 어, 진짜로? No, you you're not looks like bad person. I think. Yeah. Yeah. 아, because 아, 아, 도망 안 가요. 아, 일 힘들어 때문에. 아, 일 힘들어. 공장에 일 힘들어요. 아, 공장이 works o hard. 아, 아, 도망 안 가요. 아, 알겠어. 놀러 놀러 왔다 갔다 놀러 갔다 와. 음, 놀러 갔어. I get it, I i I, I, I, 한국 가고 싶은데 너무 아, 고 싶어. Do you have an Instagram ID? Yes, of course. Yeah, give me that. Mm. I can help you for many ways. Uh, uh, I have uh, business like uh, you know Bitcoin. I, I know I know. Uh, I have uh, some of coin. Oh really? Uh, Just wait, please. Oh, there you are. Oh, if I have you also met her before? <clears throat> Who's there? I mean... Yeah. Uh, uh, many people in Ome TV. Dia I think. Uh. Mm, just wait, please. Well. many people in Ome TV. What? Oh yes, it's my friend. You know him? Okay, oh, I already met her. Oh, oh, really? Also, also on her YouTube. Yeah. Uh, there. Yeah. Yeah. Uh, wait, wait. Uh, 이름이 잘 모르겠어. Uh, 이름이 뭐야? 여자는 이름이 뭐야? 여자는 이름이 뭐야? 다, 다, 아, 디아, 디아? 예, 디아푸스. 아, 디아푸스. 어, 디아푸스. 어, 여자는 네. 한국말 더 잘해요. Um, but she didn't speak anything. You speak English? We only speak speak spoke in English. So English? 아. 너그 잘해. 너그 잘해요? 한국말을? 어, 어, 한국말 잘해요. 누가요? 아, 여자는? 여자 여자는 잘. 한국말 I didn't she 아. speaking. Me? 잘해? 어, 잘해요. 아닌데. 조그만 아이. 그래도 we we we can communicate each other. She but has. A... I can speak Korean. Korean. 한국어만. you are really good at Korean. You don't have to worry. 아, 잘해요. 아, 서, 서, 서울에 혼자 살아요? 서울에? 서울에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아, I live. 부모님 어디서요? 부모님도 서울에 있어요. 어 다른 다른 아파트? 네, different apartment, but in Seoul 너무 비싸. It's really 아, expensive. 보증금 얼마요? 보증금? 보증금? I I don't need any 보증금. It's just 아. yeah, it's just expensive. 아, because because 옛날에 어 아파 아, 저는 아, 아 아파트 어 보증금 200만 원. 200만 원. 어,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구미, 구미 살아요. 구미? 아, 구미 살았어요. 아, nearby 대구.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구미. 아, 구미 그리고 곰, 에, 아, 대전, 아, 대전. 대전, right. 대전. 나 생각해. 아, 대구. 다음에 안산, 인천, 안산, 인천, uh, Dejon, mm-hmm. Chonan Chonan Asan, mm-hmm. uh, Onjang Onjang. You lead da, da, Dasot Gongjang. Dasot Gongjang. Uh, Dasot Wesa. Uh, Laster Laster Motion Maria Raya Laster. 모션 어, 라스트 어, 외국 사람 없어서 아 어, 그 다음에 한국말 공부해요 아 알았어 사장님 외국 사람 없어서 어, 사장님 같이 아들이 같이. 아, 네 명. 사장님. 네명 어, 나 혼자 혼자만 어, 이랬어요. 아하. 그래서 한국말 배우, 배, 워아 배웠다. 어. 배웠다. You 아, so 사, 장님이 빨리 빨리 해 빨리 빨리 그렇게. I know. <laughs> 아. 사장님 다음에, always 음. 빨리빨리 right. 아 그래 맞아요 아, 다른 사람 없어서 아, if 어, 한국 사람 와서 어, 하루에 하루에 아닌데 아침 8시 와서 아, 점심 도망가서 한국 사람은 <laughs> 일, 일 많이 힘들어 일 많이 힘들어 때문에 어. That's right 졸반 알아요 졸반? What is 졸반? Colpan is Colpan Cholpan? ah, ah Munjahi Munjahi Munjahi ah message message ah Iron ah ah, ah, ah Colpan ah right like six meter yeah. uh 10 meter and 4m? 4m? 어, 못건 거, 못건 거. 아, 아, 오케이. 아, 보이스, 보이스 이렇게. 오케이, okay, got it, got it. I understood. 더러, 더러 주면은 발이 죽고. 아. you worked with your your life. 어, 그래 맞아요. You... 어, 안전 제일. 안전 제일. That's right. 음. This is 아, funny. 그리고 어, 지게차, 지게차. 지게차. 아유. 음. 에이. 아, 야. 지난달에. no, no. You first. 어, 지난달에 여기서 어, 회사에 회사에 어, 한국 사람 있어요. 아, 거기 m 어, 한국 사람 있어요? My, my uh, city, my city. Yeah, your city. In my city. 어, 한국 사람 4명 있어요. 4명 있어요? 어, 와이퍼 인도네시아 사람. 아 와이프 인도네시아 사람? 아, 아, 한, 아 한국 사람은 일 잘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한국 번역가. 한국 번역가? 한국, 한국 번역가 하고 싶은데. 아 then you have to study more. no, no, 조금만 알아요. 아 한국 사람은 사장님이 얘기해. 음. 어, you can speak Korean? Yes, of course, I can speak Korean. Yeah, like that. Uh, 아 사장님이 전화해 어 사무실에 올라간다 무슨 말이 알아요? 어, 오케이 가아 음. 수산 알아요? 어, 회사에 수산? 수산? What is 수산? 어, 물고기 생선? 물고기야 I know 생선 음, fish fish yeah fish 한국 번역가 월급 많아요. 아, really? 아, 어, 일 살이 어, 한국 사람 어, 14명? 14명? 어, 인도네시아 가고 싶은데. 아. But now I don't know. <laughs> 전화 안 해. 전화 이제 안 해. you don't call with them anymore. 아, 나 좋아해. 어, 일 어, 같이 한국 사람. 아하. 다른 사람 오셔서. 음, 음. 어, 배우 인터넷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어, 어, 어, let me see. Oh, that's great. <laughs> 아, 다른 사람은 어, 왜 한국말 잘해? 어떻게 잘해? 음. 나 공부 같이 해. 나 몰라 이렇게 okay I followed your Instagram okay okay 아, 네. 네. 아, 네. I, I gotta go now 지금 이제 okay. 가야 해요 어, 어디 가요? 나 이제 자러 가야 해요 음, 노래방 가야 돼? 노래방 안 가요 <laughs> 어, 어, 어 오늘은 설날 설날 맞아? 오늘은 맞아요? 오늘은 Solal. Solal. So, what is what is solar? Solal. Winter vacation? I don't know. Ah, Solal. Solal. So, soju? Solar. So, Solal. Wait, wait. 잠시만요. 아, Ah, 먼저 해. Solal. Instagram. Solar. Sol. No. Solar? Solar? Instagram, Instagram. Just a second. 아, solar. 아, solar. 아, solar. 아, 아니, it's finished solar. 어, finished. Yeah. 그러면은 어디 어디 가요? 지금 밤에 밤. 나는 오늘 일찍 자요. I sleep earlier today.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네, 오늘은 피곤해. I'm tired. 힘들어.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아, if if I want going to Korea, yeah. can I call you? Why not? Always you can call me. 언제든지 하세요. Okay, okay. If you uh, want to uh, come to Korea, DM to me, then I can okay, do okay. something uh, for you. Okay. If if I have much money, maybe uh, 500만 원. 500만 원. 어, I can going to Korea. Okay, I got it. Okay.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Uh, can I 잘 사요. post on my YouTube later?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잘 사요. 안녕. 예. <laughs>